너무 어, 환경이 진짜 이 산속이라 그런지 굉장히 와 신비로운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많은 생물들을 어, 제가 5박 6일 동안 열심히 열심히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기서 숙소에서 머물다 보니까 열대과를 굉장히 먹, 많이 먹었어요 그 두리안 망고, 뭐 파파야 이런 것들 열대과일들 많이 먹었는데 이 찌꺼기가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와가지고 하고 싶었던 게 바로 트랩 설치로 해가지고 어떤 곤충들이 올지 한번 궁금했었습니다 네, 오, 엄청 많이 먹었죠. 여기 쓰레기통인데 이 쓰레기통을 그대로 부어가지고 둘 예정이고요. 지금 보시면은 이게 망고인데 얘가 되게 잘 먹어요. 얘 이름 지었는데 얘가 론이거든요. 이 친구는 다시 데려갈 거고 여기 안에다가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부러 좀 햇볕이 잘되는 곳에 한 하루 정도 뿌릴 거예요 근처 환경은 이 정도고 여기 근처에 정갈도 있고 야간에는 뭐 풍뎅이랑 사슴벌레 종류가 많이 날라와요 제 생각에 친구 브로키 하나 예. 아, 굉장히 큰 친구죠 많이 나왔고요 볼 때마다 감동인 것 같아요 어, 목에 무슨 문양 같아요 막. 자 여러분들 다음날 아침입니다 지금 일어나자마자 왔어요 어 굉장히 부시시한 상태인데 와 여기는 역시나 평화롭네요 자 저기 아래 있거든요 근데 어 지금 슬리퍼를 신고 왔어요 딱 슬리퍼랑 뒤적뒤적 거리려고 핀셋만 딱 들고 왔는데 어 혹시나 거머리 있을까봐 살짝 무섭네요 아 뭔가 있을텐데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는 아침이지만 어 좋네요 오 자 여러분들 야 오야 방금 나비 날라가서 봤어요? 방금 나비 엄청 큰 거 날라갔거든요 오 풍뎅이 오야 풍뎅이 풍뎅이 야저 엄청나게 먹네 우와 이거 무슨 풍뎅이지?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왕풍뎅이랑 약간 풍이랑 반반 섞인 느낌이에요 오 여기 한 마리 한 마리 나왔고 이야 여기 보면은 진짜 와 개미 군단 진짜 개미 엄청 많다 잠깐만요 와 진짜 우리가 먹었던 거 다 있네 야 지금 바로 여기 그 산속이라서 밤에는 이제 수액 같은 걸 먹고 이제 보통 그 자리에서 땅에 숨는 습성이 있잖아요 한번 여기 근처를 한번 다지어 봐야겠는데 야 여기 설마 풍뎅이 한 마리밖에 없나? 설마 설마 아니겠죠? 오 여기 뭐야 여기 뭐 있다 오 여기 있다 있다 와펄벌야 아, 아, 아. 타우루스다 이 얼핏 보면은 약간 알키데스 닮았어요 저는 타우루스 지금 처음 보거든요 어디다 빼지? 가, 뭐, 담을 데가 없는데 우선은 우선 여기 둘게요 뒤집어 놔야겠다 야, 더 있을 것 같은데 어내거 핀셋 어디 갔지? 분명히 여기 아래 들어간단 말이죠 애들이 야 진짜 아, 왜 없지? 어야 뜨거 어, 아 뜨거 아 뭐야 와야 역시 파니까 땅 파니까 역시 나오네 자 여러분들 뷰세팔로스 야 뷰세팔로스 야 되게 작다 얘 애기네 거의 넓적사슴 먹을 건데? 아이 거의 그냥 애기 baby 친구인데 야 어쨌거나 냄새 맡고 왔나봐요 밤에 안녕 <laughs> 나이다 어 다리 후들거려 자 여러분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경사가져 있어가지고 아 다리 어 이거 뭐야 오! 오 여러분 대박 오! 오 여러분 대박입니다 와 여러분 코카서스코카서스 오! 야 여기 옆에 이거 설마 이거 잔챙이 이거 먹으려고 여기 붙어있는 건가? 와!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트랩을 설치한 거에 바로 코카소스까지 왔어요 야나 이거 진짜 꿈의 장수풍뎅인데 이게 제 트랩에 걸릴 줄이야 이것도 그냥 완전 허접하게 쓰레기통에 있는데 야 여기가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숙소고 그냥 옆에 그냥 여기가 바로 숙소고 그냥 옆에 뜰 앞에서 그냥 채집을 하는 건데 야간에도 많이 날라온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 제가 유인 작전으로 채집될 줄은 어 여기 앞다리 하나가 없네 아얘네 앞다리가 하나가 없어요 야 왜 이렇게 멀리 가 있었냐 야 앞다리가 와 그래도 멋있다 야 배고픈가 보네 계속 먹어요 야 밤에 안 먹고 낮에 왔어? 야 여튼 나이다 <laughs> 야자 지금 이 타우러스 친구도 나오고 어 이게 풍뎅이 어렸어 여기 작은 풍뎅이 친구도 나왔습니다 야 어쨌거나 어쨌거나 유인 작전 대성공 오늘은 이렇게 맛배기로 한번 해봤는데 아 오늘 오후 아침 저녁 밤까지 신나게 한번 채집해서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 야야야야야 야야야 미안해 자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야얘 흥분했다 哦，有有有。